Merci b e u c o u p 아 이거는 한국의 부채예요 부채. 알아요? 부채. 부채. Yes. 어때요 여러분 재밌어요? 어 역시 어 프랑스 여러분들은 저희 노래 많이 아는 것 같아요. Je crois que les fans français connaissent très très bien nos chansons. 너무 잘해. Vous êtes super fort. 멋있어 멋있어. Pas mal du tout, pas mal. 어 일단 뭐. 어, 혹시 죄송합니다. 저희 멤버들이 어, 돈이 없어가지고 반반씩 나눠 입었어요. Désolé, nos membres n'ont pas assez d'argent, donc ils, ils ont divisé tellement deux. 아이고 왜 이렇게 반반씩 나눠 입었어요? Mais pourquoi 여러분들 사실 뭐 저희의 한국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많이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거든요 혹시 알아요? vous pouvez écouter beaucoup de nos chansons via la télé, mais est-ce que vous savez qu'on fait aussi des chansons en japonais Est-ce que vous connaissez nos chansons japonaises freedom and shut it up and 소유기 오 여기 그것도 나왔어 아쿠아 아쿠아 아쿠아 어.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attendez attendez 가장 최근에 아, 가장 최근에 나온 일본 노래 뭔줄 알아요? Est-ce que vous savez la chanson japonaise qui est sortie le plus récemment 오, 안 해? 아니에요. 테러다이스예요. 다들 아는구나. 그러면 어,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본 노래도 좀 한 곡 들려드릴 건데요. Dans ce cas-là, on va vous chanter également une chanson japonaise ce soir.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. Bon, c'est pas grand-chose. hein. 그냥 여러분들은 1, 2, 3, 4만 기억하면 돼요. Mais il vous suffit de retenir 1, 2, 3, 4. 오케이? 그 다음에 어... suffit de retenir cette mélodie également. let's go. <laughs> oh. oh, oh. <laughs> Oh, oh, oh. Let's go.